금술정모님들 노사사 아, 이런 하지마 아, 우리 아빠 대머리인데 오히려 대머리셔서 그럴 수 그건 또 무슨 얘기야 아 너무 싫다 지금 한동안 엄마 아빠 못볼 것 같은데 엄마 때문에 미치겠어요 학생 때 통금 시간이 8시였거든요? 그럼 7시 반부터 전화가 수십 통이 쏟아져요 어우. 8시를 조금이라도 넘기면 머리 밀어버리겠다고 엄청 화내시고요 음? 이제는 취직해서 따로 나와 사는데 엄마의 통제는 여전합니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제 자취방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내킬 때마다 찾아오세요. 헐. 반찬거리를 두고 가시거나 청소를 해주시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clears throat> 문제는 제가 남친이랑 있을 때도 불쑥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남친이랑 야릇한 분위기가 막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오셔서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옷가지를 허겁지겁 주워 입는 모습을 보시곤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어휴. 저보고 술집 여자가 다 됐다는 둥 진짜로? 너 어떻게 시집 보내야 되냐는 둥저 때문에 죽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저에 대한 집착을 놓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오열했다 방금 근데 솔직히 저 정도면 오열할 수도 있다 싶은데 나는 심지어 중학교 1학년 때 고백하는 편지를 썼어 근데 그걸 엄마가 본 거예요 어. 심각한 분위기로 나를 마주 앉히더니 그 편지를 딱 꺼내 난 너무 부끄러웠지 그냥 일단 근데 엄마가 오열을 한다 왜? 왜? 그러니까 러브레터가 약간 너무 네. 막 야, 야하게 쓴야 무슨 중1이 무슨 야한 러브레터를 써 빈약이 뭐그리 제가 뭐 야설을 써서 드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오열을 하셨어? 내가 누구 좋아하는 게 이게 나쁜 일인가?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이제 10시가 통금했어요 어 진짜? 통금을 하니까 그냥 11시에 가고 들어왔을 때 혼내잖아요? 그럼 12시에 들어오고 만약에 그때 안 혼내면은 몇번 11시 다시 들어와 주다가 어, 와, 혼내면 밀당. 12시 또 혼내면 이제 1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아예 없앴구나 이제 4시쯤 들어오니까 너 그래 집에 들어오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어. 반항이 아니라 조련인데 이거는? <laughs> 통공을 어겨도 찾을 길이 없지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라 음. 아 그치 오빠 막 이렇게 봉화 이렇게 피우고 어, 나 이제 한양 갑니다 어머니 전보 치고 어. 막 이렇게 우리 집은 이제 통금 시간이 10시였어요 음. 10시에 들어와 엄마 아빠 자 자는 걸 확인해 그 다음에 감독님들도 아셔야 돼요 자녀분들도 이러고 있을 거예요 도어락 있죠? 그 배터리를 빼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돌려요 그 다음에 살짝 문을 열면은 나가도 소리가 안나 맞아 맞아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상태로 밖에 나가는 거야 야, 그건 난 너무 도둑 들면 어떡해 어, 그니까 그 정도 깡따구가 있는 거지 아. <laughs> 어릴 때 낮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엄마 아빠 그때 이제 골프를 나가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집이 비었잖아 여자친구가 집으로 왔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언제 와? 그 엄마 왜? 아니 그냥 티나 그냥 알아야 돼그 엄마가 한시간반 정도 걸린다 아, 안돼 사실 한시간 반이면 충분하잖아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띠띠띠띠 이 소리가 들려 한 30분 20분밖에 안 됐는데 난리 났어 나는 오, 너무 어색하게 침대에 이렇게 안, 앉아있고 왔어 어, 어떡해 근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문틈 뒤에 숨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이렇게 고개를 딱 돌렸는데 문틈에서 여자친구를 딱맞주 엄마가 너야! 나와! 그리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갔어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엄마랑 대판 싸웠지 한 시간 반 걸린다며 한 시간 반 걸린다며 내가 잘못한 거야? 엄마가 한 시간 반 걸린다며 어떻게 30분 만에 와? 어살 떨려 아 그때 참 좋았어 나는 막 그런 정도까지는 없는데 진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건 썸을 타던 오빠였어 근데 그 오빠가 나를 이제 데리고 그 오빠 집으로 간 거죠 어. 꼭 우리가 진지해지기 전에 너한테 꼭 고백해야 될 게 있어 근 서랍을 이렇게 열더니 말보로 레드를 꺼내는 거야 나 사실 담배 핀다고 그래서 이걸 나한테 이렇게 고백을 해주는 거니까 되게 순수해 보이고 나는 고맙고 하시지 이거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있었다 근데 정말 그때 영화처럼 문을 정말 박차면서 아빠가 그렇게 FBI처럼 이렇게 프리즈 뭔가 수상하고 집에 좀 늦게 들어가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나를 감시를 한 거야 근데 아빠가 안 왔으면 어. 이어서 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아, 갑자기 갑자기 아빠가 들어와서 막은 거지 어, 안 그랬으면 분명히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부모님들 촉이 좋은 게 왠 줄 알아? 다 당신들 젊었을 때 그런 그래. 걸 했기 때문에 음. 아, 그렇게 막 컨트롤하고 막, 막 해도 할 건 다 하더라 요즘에 지금. 아 그럼. 아 대실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그냥 낮에 하는 타락 천사가 되는 거지. 네. 불편한 진실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젊은 남녀가. 흐르는 물을 막으려고 해서는 안 되지. 근데 요즘에 진짜 그런 첫 경험하는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 초등학 교 학생 때 이미 경험을 하는 사람도 많고 몰랐다. 대박이다. 나 때는 고등학교 때 반에 한 두 명 있을까 말까 그랬었거든 나도 비슷했던 것 같아. 어느 날부터 갑자기 어깨 이렇게 피고 그랬었어. 아, 어, 어, 어, 그런 식으로 하면 막 야, 이 새끼 때 어떻게 했어? 와, 대박이다. 근데 이게 점점 문란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사회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 규제하고 이거를 막 이렇게 하면은 심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막기보다는 제대로 아. 된 교육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음.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의 젊었을 적 시절은 개방적이지 않은 그런 시대의 삶이어가지고 부모님한테 그런 성교육을 받는다? 그게 상상이 안 되는 불편해 저는 엄마랑 그런 얘기를 진짜 편하게 많이 해요 어, 아, 진짜요? 진짜 편하게 정말로 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성에 일찍 눈을 떴거든요 음. 바닥에 막 전단지 같은 거막 주워오고 음, 음, 음. 야한 사진 있으니까 야한 사진 붙어 있으니까 음. 잡지 막 뜯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막 다 이렇게 봤거든요 침대 틈에 쓰셔놓은 거 들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도 똑같아 엄마가 처음에는 당황하보셨어요 근데 두 번째 되고 세 번째 되니까 이제 엄마도 공부를 하셨나 봐요. 공부를 하고 오셨나 봐요. 너 나이 때는 궁금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거를 봐도 되지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지는 음. 말어. 이런 판타지 같은 게 현실에는 없을 수도 있다. 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아, 아 진짜, 진짜 그게 최고지. 그리고 이제 20대가 되고 나서는 자궁 경부암 주사 지금 맞자. 음. 그리고 어, 절대 무조건 콘돔 껴라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음. 훨씬 저는 좋았어요. 그치. 응.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딱 해주면 그럼. 뭔가 듬직하잖아. 맞아요. 음.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는 거지 이렇게. 불안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치. 어. 나는 대한 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음, 음, 음. 내 선배 언니 중에 너무 멋진 말이라서 인상 깊은데 딸이 남자친구 생겨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정말 중요한 날은 집에서 데이트를 하라고 음. 왜냐면 나는 네가 처음 하는 곳이 엄한 곳이 아니었어. 어 그래 난 나 그게 진짜 싫더라고. 그치? 그러니까 어릴 때 어. 이제 사실 마땅히 할 곳이 없잖아. 음. 막 노래방이나 그 비디오방이나 DVD방이나 어. 뭐 이런 데서 근데 첫 경험을 음. 거기서 그런 데서 한다는 건 난 좀 너무 좀 그래. 그치. 음. 할 곳이 없다고 해서 이상한 데서라도 하게 되면 성행위라는 게 약간 그렇게 막 숨어서 이상한 데서 하는 음지에서 하는 걸로 인식이 팍 오니까 음. 와 만약에 딸한테 그렇게 얘기해주는 뭐 아들도 그렇고 부모님 되게 멋있다 생각이 들었어 난 처음을 꼭 집에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해냈지 축하드립니다 아 그때 참 좋았었다 구슬 정모님들 아. 본의 아니게 어 그 트라우마 생긴다 그러더라고 나는 누나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나오잖아 음. 그것도 싫더라고 아, 아 그게 뭔가 기분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가족 간에 그런 거. 어, 그렇게 약간 보수적인 생각이 어딘가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 맞아, 아, 나. 그래. 근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 일단 내 가족의 그런 일이 그쵸. 처음에 너무너무 불편하네. 나 지금 조각에 퍼즐들이 다 맞춰졌어. 가끔 엄마가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전화 와서 어디야? 지금 와? 어디서 와? 괜히 뜬금없이. 근데 왜 이랬지 했는데. <laughs> 아! 혼돈이야! 금술 죽을 때 전화 많이 왔거든. 아씨, 너 혼돈이야. 이렇게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맞아. 일이야 사실. 어 상상하기 싫어. 진짜. 그 남일로 상상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야. 우리 아빠 어. 대머리인데. 어. 조용히 해. 아, 너무 상상하기 싫어. 하지 마. 아. 오히려 대머리셔서 그럴 수도 있어. 진 무슨 얘기야. 아 진짜 얘네들 아, 테스토스테론이 머리를 이제 빠지게 만들어. 아, 야 진짜. 나 지금 무슨 상상인아 엄마가 머리에 손을 이렇게 쭉얹면 없잖아 아줌마 엄마 아 너무 심다 지금 한동안 엄마 아빠 못 볼 것 같은데? 인정해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고막 메이트가 깨어있는 성인들의 대화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구렸어 6.25 boy야 6.25 boy. 어안 깨있어 미국식으로 아 cool, 어, 사랑을 하고 있고만 마음 한쪽으로 아 양쪽이 다 있대잖아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K K 블러드인 아, 같아. 어쩔 수 없는 아직 노력해야 돼. 노력해야 되는 음. 거야. 딸한테 사실 술집 여자라고 한 wording은 좀 너무 난 심했던 것 같고 했어.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타락하는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나한테 엄마가 음.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 X년이 됐고 X년이 됐고 X년이 다 했어 그럼 걔네 다 타락한 거야? 아, 아니잖아 야 이거 갑자기 <laughs> 왜 그거 친구들을 왜다 친구들의 성생활을 엄마가 뭐? 어? 걔네도 했어? 이가 그? 뭐 이런 아, 거야. 아, 근데... 믿던 친구였구나, 믿으신 어, 친구.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엄마가 생각할 때 가장 모범적인 친구. 어, 나는 근데 막 얘도 했고 쟤도 했어. 막 엄마 나는 후배를 좋아해. 엄마 나는 후배 이런 거는 좋아해. 이런 충격 욕법은 너무 좀 나는 그건 좀 반대고 그러면은 이럴 것 같아. 엄마, 엄마랑 아빠가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았잖아. 나를 낳기 위해서 사랑을 한 건 아니었잖아. 그러면서 나는 되게 그냥 행복하게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도 배워가고 알고 싶고 내 인생의 행복이라는 거에 있어서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내 삶과 행복과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당신 삶을 되돌아보시겠지 과연 그게 맞았나? 그렇게 두려워하고 수동적이고 어, 그래서는안 되고 하는 삶이 과연 행복했나를 음. 돌아보실 거라고 난 너무 안타까운데 어머니가? 왜냐면은 사실 어머니가 사셨던 그 시대 분위기가 음. 요즘 시대랑은 또 다른데 여자가 성관계를 했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 되면은 음. 그 뭐가 낙인 같은 게 되는 거야 음. 주홍글 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막둥이한테 너 수집 여자라고 한 거는 분명히 아니라 자기의 두려움이 음. 표현된 거긴 할 거야 성관계를 했다는 거는 내 가치가 훼손되는 거나 내 가치를 깎아먹는 게 아니고 이제 커리어가 쌓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음. 아. 아, 근데 어머니가 한 번이라도 관계를 맺으면서 분명히 좋았을 때가 있는데 딸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 이건 아니에요. 놀랍게도 없는 경우도 많아. 수동적 아, 아 모르겠어요 막 이런 태도여야 음. 돼라는 인식에서 자라면은 내가 어디가 어떻게 자극적일 수 있는지 내가 컨트롤하는 거지 남자가 여자한테 우리가 지금 주는 게 아니야. 음. 자기가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 건데 꼭 쾌락이라는 게 그 나쁜 그게 아니라 얼마나 사랑할 때에 둘이서 정신적으로 완벽한 교감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육체가 주는 환희인데 신이 만들어 놓은 이 설계인데 네, 하늘의 뜻이야. 또 외동딸이라고 내 기준에 딱 얘를 가두는 듯한 느낌이 음. 아, 좀 있는데 아요즘은 이렇구나라는 걸 좀 알면서 딸을 대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시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 공항 웨이트를 같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어머니가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그 따님도 그 따님의 따님도 그렇게 될 거고 대물림을 <laughs> 끊어주시는 게 어떨까 확실한 건 못하게 하면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같아 어! 하고 싶다! <laughs> 존나 하고 싶다! <laughs>